헤드스탄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의 <laughs> 리더 지현입니다 어, 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aughs> 굉장히 설레는 날입니다 어, 왜냐면 오늘 이태원에서 이프들과 이프들과 같이 추러스 데이트를 하는 날인데요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뭐 달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고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상희한테 이태원을 가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이태원으로 또 장소를 이렇게 셀렉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인가 트위터에 또 센스 넘치는 글을 올렸어요 Do you trust me? <laughs> Do you trust me? 와 모셔볼게요 그그 그 말을 해셨던 그 주인공 모셔볼게요 Do you trust me? 어떻게 오늘 네. 팬분들 무조건 만나잖아요. 네, 트러스데이팅 네, 트러스데이팅아 네, 네. 그거 인증합시다. 저, 며칠 전에 제가 입장 가고 싶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드디어 가네요. 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네, 오늘은 내게 머리가 아니고 한층 이뻐진 우리 웅재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웅재 씨. 네. 컴온 들어와 주세요, 온라인에 으 오늘 추러스 몇 개 먹을 예정이에요? 저는 한 개만 먹고. 맛만 보겠습니다. 음. 맛만 보겠습니다. 늘 반칙 장난 아니신데. 늘 둘이 치킨을 먹기로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 내일 뮤뱅인데 저희 내일 진짜 치킨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점심까지 금식할 겁니다. 아니 그냥 드라이 끝나고 바로 드라이입시다. 네 마리를 시켜 먹을 겁니다. 후라이드, 양념, 간장, 마초킨아마초킨도 있고. 아니면 간장 빼고 마초킨 간장 같은 거니까 그 치즈 뿌링크 같은 거. 좋아요. 샐러스를 많이 먹을 거예요. 아 팬분들 나는주긴 해야죠 <laughs> 하나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제가 다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설탕 저는 직접 반죽을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설탕에만 그냥 이렇게 묻혀서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쉽네요 많이 나눠줄게요 가출숲비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들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친구들이 되게 거기 가서 먹어보라고 했었는데 가서 먹어볼 수 있네요 되게 여기 추러스를 먹었는데 좀 전에 제가 먹어본 추러스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진짜 놀이공원에 파는 추러스보다 영화관에서 파는 추러스보다 훨씬 맛있어요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일본어 쓰는 거 유메데스나 유메데스 유메 귀엽죠? 귀여워 <coughs> 기분이 어때요? 음. 좋은 거 같아요 그거 해야 된다고 <laughs> 아니 아니 할게 그 아니 어 되게 기쁨 귀여운 거 같은데 아니 이제 아, 그아 이거 형봐어 맞아 아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음, 이거 아 음, 네, 어 아, 이프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아 오늘 이게 이거 안녕하세요 강이에요. 오늘도 제 이만 기다렸죠? 네 임팩트 나와주세요. 임팩트 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구의 동진입니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죠.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좀 공식적으로 개인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네 임팩트에서 리더와 전 노잼을 맡고 있는 리더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에서 어, 보컬과 공식으로 어, 섹시를 맡고 있는 임팩트 의 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에서 보컬과 뭘 맡고 있을까요? 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에서 보컬과 어깨를 맡고 있는 이상입니다 네, 임팩트에서 랩, 랩을, 랩과 뭘 네. 맡고 있죠, 저는? 저는 뭐. 오빠, 오빠! 네, 공식 오빠를 맡고 있는 은지 오빠. 네, 그래서 저희가 어, 네, 지금도 오시는 팬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네. 이제 팬분들과 함께 추러스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만들진 않고요 네, 직접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자, 다섯 글자 자, 이제 먹자! 아, 이거구나. 예, 네, 저희가 포장을 해서 나눠드릴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잠시만요. 시간이 걸리는 동안 기다리세요. 네, 먼저 다들 먼저 <laughs> 네. 태호요. 네. 아니, <laughs> 말을 해주세요, 말을. 되게, 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어, 되게 귀여운 친구예요. 뭔 아, 아, 진짜 아니에요. 폭로가 진짜 많아요.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아, 미리 보험 드는 거 없어요. 그, 미라지 안무, 보석 기분 좋으면 세 번 하고 퇴근하는데, 우리 기아이형 기분 안 좋으면은 동영상 찍어서 아, 어, 틀리는 멤버 따로 잡아놓고 연습시켜 틀리면 이름을 부르는데 그니까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이래 근데 그 뭐랄까 평소에는 진짜 어 조금 틀려도 기분 좋으면 어, 잘 맞았다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기분 안 좋으면 조금만 틀려도 다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해보자 뭐 제대로 하자 다시 할때 제대로 하자 진짜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번 앨범이 지안이가 번친것 같아요 만번친것 같아요 만 번 그래서 리더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오늘 들어가서 한 10번 정도 더 맞춰보고 내일 뮤비으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태호 형이 되게 안무할 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지한 형, 아니 지한이랑 태호가 친구잖아요 태우가 지연이 눈치를 엄청 봐요 모든 스케줄만 가면 혼자 안 보여가지고 찾아다니면 항상 거울 보고 있다가 맨날 늦게 와가지고 어디 또 사라져서 또 보고 있으 거울 보고 있다가 또그러다또 다시 있다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막 일어나요. 어 피곤하다. 혼자 아주 거울 앞에 쫙 서서 그렇게한 20분을 있어요. 그러면 지현이 형은 한 먼저 한시간 30분 먼저 일어나서 끼워주는데 20분 동안 거울 보고 안 씻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영이는 못 씻고 샵에 가서 머리 안 씻었거 안 씻거든요. 아니 안 씻는 게 아니라 안 씻는 게 아니라 저는 저녁에 머리를 감아요. 저녁에 머리를 감고 아 근데 이거 내 시간 아니잖아. 제업의 <laughs> 주제는 제업이 아, 숙소 민폐남 그 정말 숙소 민폐남인가 아, 일단은 저희가 오늘 전부 다감기 걸렸어요. 아니 어, 쉬이니까 보이너를 틀고 잤거든요. 근데 새벽 4시에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깼어요. 보니까 창문이 활짝 열려있더라고요. 약간 그 겨울왕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추워서 다른 방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재혁이 형이 더워서 문을 거실도 열고 옷방도 열고 우리 마음도 열고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거기 심지어 매니저형은 너무 추워가지고 어그 많이 많이지도 않은 수건을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더운 날을 어, 지현이가 그걸 30 한 몇 도까지 올려놔요. 거의 40도 가까이. 그러면은 왜냐면 멤버들 감기 걸리지 말라. 그렇지. 지현이 그래. 지현이 걸리지 말라고 감기 걸리지 감기 걸리지 말라고 제가 해준 건데 너무 더우니까 멤버들 쪄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더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그 뭐야 매니저 형이 바닥에서 우통을 벗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진짜 빨리 눌러붙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방문이랑 네, 네, 어 방문이랑 창 이제 거실문이랑 딱 이렇게 저희 방문을 열고 이제 찬바람을 딱 느끼면서 아 좋다 면서 Let it go, let it go 더 이상 덥지 않아 이러고 이따가 이제 딱 이제 조금만 있다가 깨서 다시 덮고 자야겠다 했는데 그냥 자 <laughs> 그냥 잠들었어요 귀엽게 자기소개해주세요 그러면 어. 귀여움의 대명사 태호부터 갑시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광희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예요. 네. 네. 저는 내년에 과거심이에요, 여러분. 어. 아니, 귀엽게 해달라고요. 자기소개, 계획이 아. 시간 아니에요. 기빨해졌어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업이고요. 임팩트에서 아, 메인 보컬 잔망을 맡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상해요? <laughs> 네. 자, 그 우리한테 하나 줄여주면 안 돼? 제안해. 이렇게 주면 안 돼? 그럼 저희 2%한 2%를. if 저는 지안이에요 아. 저는요. 아이고. 네. 어, 어떻게 어, 땅이는요 팀에서 똘 보컬 맡고 있고요 똘이요뭐보컬이 네. 아, 보컬 똘 보컬이요 네? 아, 또 보컬 나또 또 보컬이고 어 나이는 뚜물뚜 날이고요 어, 어 나는 원래 애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어, 오늘만 그냥 특별히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안녕 임팩트 귀염둥이 막내 문지야 오늘 이쁘 맛은 좋아 <laughs> 이쁘는 좋아? 좋아? 나는 얘네보다 어, 어, 나 귀여운 척 안 해도 귀여운 태호야 귀여워 내가 여기 중에 제일 귀여워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우선 오늘 되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집중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가까운 네. 위치에서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처음에 되게 긴장도 되고 떨렸었는데 이제 진행이 될수록 멤버들이랑 이제 같이 호흡도 맞고 그죠. 이제 그 팬분들이 많이 환호해 주시니까 그게 풀려서 또 재밌게 저희 즐겁게 오늘 네. 촬영한 거, 아 즐겁게 이제 진행된 것 같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되게 친구들이랑 논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친구들이랑 놀았던 시간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행복했고요. 네. 어... 팬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항상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또 얼마나 설렜지 음. 또 정말 고민입니다. 음. 토요일 저희 토요일 날 어디서 만나요 저희 코엑스에서 네. 아, 네. 코엑스 아니에요. <laughs> 제대로 된 정보를 들고 와주세요. 브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네. 또 저희가 이프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사인회를 네. 진행을 네. 하는데 네. 그때 또 얼마나 또 재밌게 추억을 많이 쌓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일요일도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주도 있고 또 다다음 주도 있죠. 네 그러면 어, 저희는 또, 내일 뮤뱅과 또 주말에 이번 주는 뮤뱅이랑 네. 팬싸 두 번 이렇게 있죠 네, 네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스입니다 네, 네, 네. 뷰티스입니다